오늘 2020년 7월 5일 저녁 10시 48분 어, 일기입니다 어, 일단 오늘은, 오늘은 이제 내가 아일랜드에서 최후의 6인 안에 들고 나서의 첫 번째 날인데 어, 오늘의 일단 일기 찍는 첫날이기도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느낌으로 오늘 찍어볼 생각이고 어, 보고 있지? 잘 그다음 이 음, 이거 볼 때쯤에 잘 생각해서 내가 지금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일단 내가 연습생을 시작했을 때 뭔가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될 줄도 몰랐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들었어 너무 그냥 일단 시작해보자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이것들을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그런 단순한 인생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걸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일단 너도 알다시피 내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이제 잘 타고난 능력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었잖아 그래서 많이 힘들어 했었고 그래서 더욱더욱 여기까지 올라올 줄을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지금도 아직 실감이 잘 안 나고 어, 내 자신에게 일단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여기까지 오게 될 것에 대해서 일단 내 자신에게 더더욱 자랑스럽고 그만큼 예전에 느꼈던 감정들을 잊지 않고 계속 이걸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런 만큼 자신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 갖고 이번 파트 2에서 내가 파트 1에서 못 보여준 것들을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어, 일치? 이걸 찍어, 찍은 게 첫 번째 날이어서 밥맛 쓰는 것도 많이 어색하고 뭔가가 어 <laughs> 카메라 속 내 모습 보는 게 많이 어색한 것 같아 <laughs> 일단 그래서 일단 오늘 느꼈던 감정은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 내 자신에게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지고 그걸 도와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많이 감사하단 말을 진짜 많이 하고 싶어 특히 K 형이랑 이승이 형, 건우 형, 세훈이 형 등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이끌어줬던 형들 그리고 믿고 나를 6인에 뽑아주신 우리 모든 팀원들과 그리고 어, 프로듀서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 기대와 support에 실망스럽지 않을 결과를 내야 되는 게이제부터내 숙제인 것 같아 그래서 파트 1에서 파트 2 넘어가기 전에 단기간만이라도 내 모든 단점들을 최대한 극복하면서 파트 수때 좋은 쪽으로 완전히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방송 속에서 팬분들과 나의 가족들, 친구들 모두가 나의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내 자신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가 진짜로 시작인 것 같아 남은 다섯 명과 또 글로벌 투표로 올라오게 될 여섯 명과 함께 파트 2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번에 말로 끝까지 짜내고 방송을 끝마치고 싶어 그게 일단 지금의 가장 큰 생각인 것 같아 다음 위치에서 다시 더 자세하고 음. 새롭게 느끼는 감정들 이 공간에 있으면서 느낀 것들을 다시 한번 말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음, 연습하느라 수고 많았고 잘자